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더 누군가는 가서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의 의무감? 언론에는 의무감이에요. 나중에 이게 렇 나가면 귀신같이 또 미얀마어로 자기네들 자막을 입혀서 또 미얀마에도 막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저는 공부에 수배가 되고 형법 505에 형법 505에 의해서 어,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 이런 미얀마는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뉴스가 없으면 조용한 것처럼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응원 응원이라는 게 미얀마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국 국민이 이룬 민주화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입니다